아 왜? 왜, 왜. 이거 유행인 거 알지? 이거 뭐, 뭐 하려고? 잡아봐. 아니 뭔데? 가만히 있어? 아 이거 설마 그거 병따이 그거? 응. <laughs> 아.